네. 지하 5층 문이 닫힙니다. 지하 5층입니다. 문이 닫힙니다. 12층 12층 취소 12층 1층입니다. 올라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M층이에요. 올라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12층입니다. 지하 3층 내려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다시 상층입니다. 내려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3층. 음. 층입니다 내려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1층입니다 지하 3층입니다. 네. 예.